자 안녕하세요 H서크입니다 자 오늘은 토드랑 레드엔딩이 나오는 문예부 친구들이 부르는 레드엔딩 모드 아니 Triple Trouble 모드를 준비했습니다 외국 영상 보는데 이게 많이 보였어요 그 동생이 같이 하자고됐고 그래서 뭐 미리 해봤는데 뭐 할만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go. 아 그리고 키를 바꿨어요. 원래 AS up right였는데 SDL 그 L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대대그 몇 대 몇 그거 할때 그걸 바꿨습니다. 3, 2, 1, 좋아 그럼 아 잠깐만 동생이랑 논다고 그 게이지 없애버렸는데 후딱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건가? 아 이거네 <laughs> 자 그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렛츠 고! 아공인다 이제 아 사유리 우리의 아픈 사유를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터드 친구들 이름 몰라요 그래서 얘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아뭐 알고 싶지 않고 차가 너무 큰가? 이거 깨인 소리가? 내 목소리 내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 뭐이 정도에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큰 어, 어려움 없어요 이게 8분짜리 고개여서 뭐 미스가 안 생기나 뭐 미스가 안 생기나 뭐 그런 보상 장담 못할게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어 걸프렌드 어 모니카 모니카가 걸프렌드 된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보이프렌드는 소크 죄송합니다 오 <laughs> 어, 깜짝이야 아나 그 늦쪽에 갑자기 키가 확 나온 줄 알았어 반응속도 그거 그거 한줄 알고 오케이 678 콤보 어 깜짝이야 어 근데 이번엔 걸프가 왼쪽에 있네 여기서 미스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약 조금만 할게요 생겼다 아 다시 30콤보 됐어 아 벌써부터 트림 곤란한데 내 체면이 안 서는데 이거 마이카 어머 골프랜드 어디갔어 골프 어디갔어 GF 어디갔어 아 목소리 너무 좋다 아 걸프랜드 이, 이 똥머리 뒤에 있네 똥생머리 뒤에 똥생머리 소리 뒤에 있네 야 마지막 패턴 약간 어렵겠다 아미스생겼어난 빠른게 좋아 뭐 담배 피는 빨간애 시간당 94.08 그래서 올려볼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0.5야? 0. 몇 밖에 안 나간 것 같은데 떨어진 것보다 낫지 0.08 올라갔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깨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뒤에 10분짜리 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량은 채울 거예요 나 미스 생겼어 아니 맞하나또 생겼어 오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못생겼다 무섭대 아 방금 유리 안돼 얀데레 같은 목소리 나쁘지 않아 오 모니카 1층 1층 개꿀 근데 창문에 빨간색인 걸 보면 옆에 토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이상하게 생겼어 아 이런 패턴 너무 좋다 뭔가 느낌이 내 손가락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아 이런 패턴 너무 좋아 순식간에 9 5 0 1이 돼요 아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잖아 아, 죄송합니다 그 말을 많이 안 했네 이거 집중하면서 느낌을 느끼느라 괜찮아 모니가 삭제 안 안돼! 아더줄걸 이거 해볼게요 뭐 하드나 올드나뭐 똑같을 것 같긴 한데 하드보다 이게 하드잖아 하드보다 둘 다 상관이 없긴 한데 old가 있으면 뭐 굳이 제가 old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번 것도 let's go 3, 2, 1, g 어 깜짝이야 이것도 Triple Trouble이 맞긴 한데 약간 리믹스 버전? 근데 퀄리티는 진짜 좋다 트리플 트러블이 되게 유명한 노래죠 이게 10분짜리 곡이라서 언제 끝날지는 그냥 언제 끝날지 생각하면 되게 지루하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저는 약간 불규칙한 약간 불규칙한 그런 패턴 좋아요 아 방금 모니카는 잘 모르겠고 아마 다, 다, 다 대부분, 대부분 잘하긴 한데 불편한? 뭐 아 모르겠다 다 좋아요 그냥 오 모니카 깜짝이야 아또 그거네 안 쓰였네 제가 그 왼쪽 했어요 원래 오른쪽이었는데 자리에 따라 이게 바뀌는 것 같아 와, 이제 8분 남았어. 어, 뭐야. 요즘 눈 감는 게, 눈 감고 못 쓰는 게 좀 많다고 보시는데 생각보다 눈이 좀 자주 감거든요. 이거는 아 약간 더워나 더워 내방 이렇게 안 더운데 어 모니카 선풍기 들고 가야겠네 어 헤이 하 빠밤빠밤 오500 530 콤보 544 콤보 546 558 558 콤보 아 모니카 그 와중에 리본 엄청 크네 어 깜짝이야 미친 오호 옆엔 토도 갔겠죠 이야 호스 보소 솔직히 트리플 트러이 재밌잖아 거의 아직 4분이나 남았네요 하하 같이 있는 거 뭐야 거기서 네 모니카 원래 제가 모니카 패턴을 잘 못해요 근데 아그 도끼도끼 테이크오버 모드에서 나온 그거 근데 이거는 여기엔 되게 좋네요 빠르서 그런가? 느린 거는 하나하나 맞추기 힘들더라고 빠른 건 근데 괜찮아 완 미스 생겼어 아팔 생겼어 자, 미스 하나 생기면 미스 또 보기 때문에 얼마인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발에 많이 생긴 경우가 아깝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8분에서 2분 더 있었죠 뭐야 저 뭐야 저 사각턱은 근데 얘네 모니카랑 관계없던데? 다크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갈라진 턱도 있네 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근데 여기는 즉석이 안 나오니까 하기 편하네요 저 저번에 즉석에 나오는 테이블 트러블도 많이 했었는데 모니카 야저 사업자도 모니카한테안 들어줘? 쟤들 내가 죽여버릴거야 <laughs> 아 틀렸어 내가 저 아저씨 목소리 내는 거 되게 별론데 상태 들어 엄청 좋아 아 모니카 탁 쓰였어 자 그럼 여기까지 아 bad ending 친구들이랑 아 bad ending 친구들이랑 포드 친구들이 부르는 트레이플 트러블이었고요 아 Triple Trouble 말고 하나 더 있었지 Triple Trouble, 4way Fracture. 뭐 Triple Trouble이랑 4way Fracture 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그럼 adiós. 하기 전에 이거 그 자, 네, 잠깐만 한 몇 초만 플레이할게요 Adiós.